주빈 씨가 원래 경찰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, 감사니다 왜, 왜 그걸 감사하는 외모들에 대한 알고 계셔지 <laughs>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. 그쵸. 예. 왜냐면은 제가 그, 된것 같았어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. 그 카페에서 예. 네. 네, 드럼파 맞죠? 와, 아, 네, 내 기억에 역시 틀리지 않았어요. 와. 스피 내리는 시뮬레이션 들어왔다 천천히 가봐야지 지금 벌써 이미 너무 빨랐어 집이라고 편히 생각하고 여유 있게 집은 왜 굴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. 컴퓨터 키는 건 네. 아니죠? 아, 네.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를 두려워하는 나인의 혼신의 시뮬레이션 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! 야호! 야호!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감독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었으면 오늘 잘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그 칭찬은 그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춤췄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<laughs>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 강력한 루머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질문 감사했습니다 아, 커피를 너무 맛있게 타가지고 계속 다 마셔버리는 바람에 너무 빨리 마셔버리는 바람에 <laughs> 아직 좀 맛이 커피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럽게 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맛있게 타버린 제 탓이죠 라이언도 제가 다음에 한번 타드릴게요 커피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